언제나 같이 스팀 신작들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voxel 그래픽의 한 게임을 발견했고 게임 페이지로 들어가 트레일러를 감상했죠. voxel들을 모아 캐릭터를 강화하며 싸우는 심플하고 간결한게 취향을 저격했고 바로 결제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보면 안 될 것들을 봐버린 거예요. 유비소프트 트레일러를 보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하고 플레이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Atomega입니다. 최소 4인에서 최대 8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맵에서 흩어져 있는 복세를 모으고 상위 단계의 creature로 업그레이드한 뒤 다른 상대를 조지면 되는 심플한 게임이죠. creature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거대해지고 강력한 위력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윗단계의 creature가 무조건 유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creature가 거대해질수록 환풍구, 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들을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속도 또한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하위 creature들도 얼마든지 유리한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단계가 높은 크리처일수록 복세를 얻었을 때 점수가 높기 때문에 때문에 하이크리처 상태에서 계속한다 해도 높은 점수를 얻기는 힘듭니다. 꽤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게임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게임에 불만이 있습니다. 아, 우선 처음에 말하고 시작하죠. 서버가 음...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기존 유비소프트 게임의 최대 단점이라면 감자전지와 Game Boy Advance 기반으로 돌아가는 재앙 같은 서버였는데요. 이 게임은 서버가 일단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뜸을 들였느냐? 동접자가 80명인 상태에서 서버가 좋기 때문입니다. 동접자가 많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서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슈레딩거의 서버죠. 이 서버는 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건 넘어가고 이 게임 최대의 단점을 들어보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직관성 있는 뛰어난 디자인과 맵을 제공했지만 컨텐츠 소모 속도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군요 이 게임은 단 20분 만에 모든 컨텐츠가 소모됩니다 모드도 하나 맵도 하나 공격 방식도 하나 커스터마이징은 FPS 뷰나 이미조차 없고 아이템들은 게임 내에서 전부 제공되니 이런 형상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이런 류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creature 이 creature를 가장 잘 활용한 예를 들어보면 Natural Selection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creature 업그레이드가 선택지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죠. 만약 이 게임에 다른 creature가 존재했고 그 creature들을 unlock하는 형식이었다면 꽤나 괜찮은 구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는 Ubisoft. 호환으로 얻은 교훈니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는지 아예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없게 만들었죠. 결과는 망게임입니다. 그를 증명하듯 동접자는 200을 넘지 못하고 8인까지 가능한 방이지만 4인 이상을 본 적이 없으며 동접자가 81인이 된 순간 80명이 게임을 하고 한 명이 찐따가 되는 역대급의 같은 매칭을 만들어줬죠. 만약 당신이 이 게임을 하려거든 차라리 2011년작 Natural Selection 2를 하세요. 놀라고 뭔지 아세요? 2017년 9월 2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이 게임 유저보다 Natural Selection 2 유저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